괜찮습니다. 진짜? 응.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응.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와! 우와! 나이. 나이. 야다. 난데. 秘密にしたの。나이. <laughs> 秘密 <laughs> 이름. 육각 출신 미야기 <laughs>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생일인가 싶어요 생일이죠 그날이죠 작년에 우리가 뭘, 뭘 했죠? 우리가? 영화관 하 네, 이어 그렇지 영화관 플렉스. 어 플렉스를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네 <laughs> 맞아 맞아 취소 겁나 오고 있네 <laughs> 자 옛날에보다 뭐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짜요? 응 음.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응 음. <laughs> 이번엔 진짜 뭐 코로나기도 하고 맞아 어 유카가 아무것도 안 준도 된다길래 응, 음, 응. 그냥 밥만 먹자길래 그래서 정말 응. 어, 밥만 준비했긴 했는데 음. 어, 이요 이요 어, 괜찮지? 괜찮습니다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서 잠시 일본 갔다 올게 <laughs> 농담이고 이해해 줄 거야? 응 음, 고마워 역시 육화밖에 없어 내가 벌어줄게 응 아니 아니 <laughs> 살기는 가시상황으로 안 맞는 자 그러면은 뭐 올해는 좀 이해해주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한다 왜왜왜 아니야 아니야어 아니야 아, 아침부터 편집해서 그래 아 그게 <laughs> 아니야 자 괜찮아 생일 선물 아무것도 안 주는 남편은 어 어때?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생일을 한번 살짝 즐기러 가볼까? 그래도 오빠가 조금의 생일은 준비했어 생일 선물을 고마워 어, 자 일단은 어. 자, 눈, 눈 감고 있어 봐봐 살짝 어. 어. 눈 감고 있어 봐봐 별거 아닌데 보아 맞아 맞아 자이렇 눈을 떠주세요 세나 아이 나 아이 나아 에이 나니 원투니? 누나 한번 받아봐봐 우와 우와 우와 어?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와 우와 와 대박 자 먼저 에? 아리가또 너니? 에? 오빠가 좀 길게 편지를 썼지 너무 긴데? 아, 열어봐 열어봐 너무 긴데? 아, ちょっと待ってこれから見るねあかわいいえあ 아. 뭔지 알아? 알지 현장 올 수도 있어 진짜 어? 음, <laughs> 아の世界に1個しかないの そうそうかわいいかわいい、もうズレイクのあの T シャツはもう絶対ないの作ろうかなと思って行ったらやっぱ作れたえすごいありがとうでこれとこれは俺のもあるよあ本当そうそうそうそう最高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どうぞどうぞ何なんでなんですごくないどういうことえなんで まあまあ俺とお母さん一応あすごい、ありがとうえー、ちょっとちょっとここでなんか計算するとあれだから後で見るねはい <laughs> しかもこれもあれは何と思うアプローチじゃんこれはから来たのえ <laughs> えそうそうそうえそうえやばい マジありがとう、うん、え <laughs> えすごすぎるちょっと待ってえええやばいやばいやばいねえちょっとどうしよう 곧생일이라던데자기도 <laughs> 연골使えないよ嘘つくな本当よ何使うのこれで日本行く時の飛行機代とかありがとうえすごいじゃこのィシャツも着てみたら今着てみようかうんはいじゃあ はい、そこあんまりちょっと思ってもいなかったプレゼントたちだったから、びっくりありがとう本当に、はい、今回は、まあ、コロナだし誕生日って感じがしてなかったんだけどなんかこれですごいまた愛を受け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みんなもインスタとかいろんなメッセージとかストーリーとかであげ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カップル룩나도마찬지롱생일데이트를한번나가보려고합니다 일단 생일 원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 생일 브이로그를 찍으면 우리가 정신이 없고 어, 잘 놀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어 노안이가 놈의 식기가 또 그 하고 놈의 식기 자 하피 버스데이 아! 자 <laughs> はいバイバイ